닮았어요 규빈이 형 강아지 닮았다는데요? 뭐 닮았냐? 형 말티즈 닮았다는데? 치와와 치와와 닮았어 치와? 제가 치와 닮았어요 형? 어 용수 약간 치와 닮았네 어 진짜요? 나 강아지 닮았다는 말 처음 들었네 용수 고집 센 소형견? <laughs> 그게 뭐예요? 그니까그 쪼매난 강아지들인데 걔네들이 고집 세고 막 그렇다고 아 대형견 앞에서 막 짖고 막 그래 대형견 옆에 <clears throat> 서 약간 깡깡 막 이러는 소형 맞아 맞아 귀엽다는 거네요. 아니 약간 좀 그 말해봐요. 그 말할 수 없어.